워너비얼 스타! 안녕하세요 아스트로 산하입니다. 카라멜 그 소스? 소스가 없어요 설탕으로 이 카라멜 그 소스를 만들 수 있, 다고 합니다 믿음이 안 가지만 저도 처음 만드는 거거든요 <laughs> 네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큰 숟가락으로 한 스푼 푸시면 돼요 아 냄새 좋다 버터가 빨리 녹네 버터를 하고 그리고 뭐 넣어야 되죠? 소금 아 소금? 소금 조금, 엄청 조금 넣어야 돼요. 왜냐면 팝콘도 좀 짭짤해야 맛있으니까. 네, 지금 버터가 녹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후라이팬을 좀 돌려줘야 돼요. 그리고 바로 이 소사입니다. 소사해서 빨리 저어줘야 돼요.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빨리 저어줘야 됩니다. 자, 이렇게. 네. 터질지도 <laughs> 모르니까 뚜껑을 닫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 터져 터져 터져 어 터져 터져 터져 어 뻥뻥뻥 터지고 있어요 지금 오. 네 지금 난리 났어요 이 후라이팬 속에서 이게 어네 우 <laughs> 터질라 그러는데 자 <laughs> 잠시만요 너무 많이 는은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많이 넣으시면 안 돼요 양조주 잘하셔야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네 이제 중요한 게 카라멜 소스를 만들어야 돼요 저으시면 안 돼요. 그 이유는 저도 모르겠지만 흔들어 주세요. 오, 어, 탔다. <laughs> 어우, 어우, 다 뭉쳤어. 다 뭉쳤어. 맛있겠다. <laughs> 아, 이번엔 꼭 선물 쓰면 타지 마라, 타지 마라, 타지 마라. 하나, 둘, 셋. 아, 이번에 잘 됐다. 진짜 잘 됐다. 이번에 진짜 잘 됐습니다. 자, 불을 끄고. 아, 이번에 진짜 제대로 잘 됐다. 한번 먹어볼게요. 다 시켰거든요? 지금 간이 너무 잘 됐어요. 그러니까 매일님 오 매니저님이 지금 어른 입맛이라 제가 지금 어, 어, 어, 뭐야 그러면 드시네